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스케떡 차라 ピッ 너는 음. 음. 어떨까? 오늘 살짝 달아봐